손까지 다 먹겠어요 손까지 다 먹겠어요 가자 이제 하차 비와 하차 하차 비와 빨리 절로 가야 돼 우리 빨리 원두막 가자 비 온다고 누나 옷 젖는다고 비 온다고 엄청 뜨겁다. 그늘로 가야 돼, 야치야. 머리 벗겨질 것 같은데. 아치야 집에 가야겠다 너무 더워서 안 되겠는데 아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죽긴 하냐 아치야 하치야 하치야 똥꼬마 똥꼬마 집에 가고 싶은 강아지 집에 가자 너 더워서 안 되겠어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너 덥잖아